짠! 안녕하세요. 바닐라 어쿠스틱의 타린입니다. 지금 저의 미니 앨범 In The Room 잘 듣고 계신가요? 그 In The Room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. 거기에 지금 상품이 제가 직접 만든 엽서입니다. 이 상품의 주인공이 되실 여러분을 찾습니다.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. 앞으로 뜨뜨미지근을 포함한 모든 미니 앨범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.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세요.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